코뼈골절 있을 때 하시는 성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코뼈가 이제 무너져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보형물을 또 얹으면은 지지가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코뼈 정복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다 굳은 다음에 한 2, 3개월 최소한 그 정도는 있다가 하시는 게 맞죠 아니, 그것만 가능하죠 이제 이제 환자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다른데 얼마나 올릴지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근데 사실 이제 코끝만 올릴 경우에는 이제 콧대가 어느 정도 있다 그래도 이제 올리는 거에 따라서 이제 라인이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환자들한테 설명을 드리죠 코끝 위에 이렇게 살짝 꺾이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미리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환자가 오케이를 하시면 진행하고 일반적으로는 권하진 않죠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권하진 않죠 왜냐하면 코의 혈액순환이 사실 중요한데 코 수술을 해서 이렇게 뭐 박리도 다 해놓고 이렇게 코 보형물도 들어가 있어서 좀 혈액순환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필러를 놓으면 혹시 이런 혈액순환이 안 좋아져서 어떤 나쁜 영향을 주니까 권하진 않죠